내일이 올 거라는데 나는 내 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.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하는 잘난 사람 너무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았어 저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박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좀 가슴이 아프네요 복잡해 틈만 나면 바뀌는 게 관둘레인 너 잘못됐어 요즘은 나는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No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클럽 말고 뭐 영화 말고 뭐 나라 결국 동네 내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거 뭘로 뭐 채우는 것 yeah.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 걸 네모난 바다 속에서 yeah. 예,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